또 나왔어 뭔데? 검은 뚜 왔네 검은 놈이네 이씨 아이 젠장 어 근데 스물 안 요즘 야 빈자가 없나? 스물 아니세요? 움직인다 움직인다 쉬어줘 음. 숨못 쉬어서 그런가 봐 숨 쉬나? 네. 아유 어, 진짜. 여기서 나버리네 이거. 근 김이한테 이거. 얘는 쭉 이제 얘도 하나 둘셋 음. 다섯 마리 나왔구나 얘도 봐 얘시야 얘도 먹어야 되는데 얘만 얘만 뭐 혼자 따로 나와 있냐 뭐 새끼 한 마리 찾아가더라고 알았어 잘 믿을래나